クリコはクリコ今日夜ご飯これ友達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あ本当にまもうもうもう約束ですかもし友達が早く終わるとああなんか今日は友達と会うためです大丈夫ですけどでも明日は何もないですうーん何も何でも私今日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から 이걸 지금 왜 썼을까 이것도 아 Dreams are mine. the only kind. Dreams are my reality. おいなんだよ 아, 퍼펙트. 퍼펙트 대 시타켓. 와, 本当に 퍼펙트 대 시타켓. 와. 와. 와. 久しぶ 와. 와. <laughs> 그렇지 오나카 시이타 시다타 시이타 시다타시이